여기가 바로 구글, 구글 코리아 본사입니다. 본사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아이돌 네. 최초로 네. 구글 지하 주차장에 왔습니다. 내가 살다 살다 구글 본사로 오더니 한국 본사로 오더니 내가 라이브 라이브 하다 아이돌 네. 최초로 이제 입상을 하게 됐고 라이브 와우 이거 달라요 이거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인 이래서요? 저거 엘리베이터 본사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 된다거나 네, 엘리베이터 환승 시스템을 이용해야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 노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2시 반부터 식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식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화내시면 무서워요. 자, 리더의 덕목 갑시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놓고 리에라고 하고요. 저희의 인생 처음. 대박. 저희도 처음 봤어요. 반갑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상금이 놀라지 마세요. 돈 벌고 싶으시면 참여해주세요. 네, 큰일 네. 났네요 와 저게 하나에 한건 했네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아, excuse me 한국분한테 한국분한테 실례합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온 오브의 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올려온 오브의 돌아가는 길이라고 피카소의 연인에 대 한번 말이 잘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저희가 컨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예, 저희가 보라마를 그를 영어로 인사를 해서 잘하신 분한테는 SNS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헐. 근데 진짜 이거 계산하면 24시간 걸리거든요. 네, 오, that's 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상품 말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저희 팀 진짜 음악 열심히 만들고 좋은 음악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이 더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려놓을 자 감사합니다 네, 네 유튜브 채널 시면감 지금 한번 확인하고 네. 네 어, 괜찮았어? 어, 괜찮았어. 집어삼킨다고 하니까 제가 오버맨 오, 오 좋은데요? 뭐 영어 발음들이 확실히 다르죠? 미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허리케인 확실히 영어 이거 필기체라고 하네요 다르네요 아요아 그렇죠 정말 들키거든요 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네. 1억 9천만 원 네. 인생은 한 방입니다 아, 네. 구독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유 열심히 하고 우리가 보라마르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사를 해주시는 분께 10억 아니 10만 달러 굿굿 트랜스레이트 10만 달러 get, get 10만 달러 It's like just the way you are Yeah, just the way you are, I want you 1월에 교수님분들이 다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오 벌써 영어로 대화하시는데 발음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거침없이 적어서 중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Oh, it's never gonna be boring, whatever you imagine. 예. 예. 아니.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하세요. 한번 했어요. 한번 했어요. 한번 수고했다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아, 어, 너무 친절하게 식사 중이신데도 저희가 찾아가서 네, 네.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실례일 수 있는데 정말 잘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구글 짱! 유튜브 짱! 전부 다 유튜브 레드로 바꾸세요 네 여기가 채용을 하는데 공고가 또 따로 있다고요 그걸 왜 설명해 주세요 키워드를 받아왔습니다. 아 근데 너무 친절하시고 아 저희가 혹시 식사 중이신데 너무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구글 사랑합니다. 구글 유튜브 너무 사랑해요. 정말로 저희 홍보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네. 누구든지 참여,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10만 달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 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네. 저도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 아, 아.